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지아빠입니다 음, 지난 시간 동안 이 혼자서 아넷 에이파를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어, 밑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댐퍼랑 그리고 여기 벨트 텐셔너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프레임 브레이스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케이블 베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케이블 체인이라고 하기도 하죠. 예,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. 제가 음, 이러면서 지난번에 그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약간의 문제점과 그리고 새로운 또 그 첫 번째 layer를 시작할 때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작할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. 이제 히팅 패드의 온도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,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글루스틱 이 글루스틱이 계속 일정한 그 점착력을 접착력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히팅 베드에 온도를 올려버리면 글루스틱이 말라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것 그게 있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림이었죠 브림으로 옆에 그 접착하는 면을 더 넓혀줘야 그래야 이 바닥면에 잘 붙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할 거는 그 이외에 또 이제 두 가지를 더 찾아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노즐과 요 밑에 히팅 벨드와의 간격이에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지금 맞춰놨어요. 여기 이, 이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종이가 한 장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에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이제 겨우 한 장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제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? 예. 근데 이 간격이 넓어지면 잘안 붙어요 그림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외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수평이에요 수평 이 heating bed의 수평 이 수, 아무리 일, 이 한쪽 위치에서 이렇게 제가 뭐 간격을 친그 노즐과 히팅 베드와의 간격을 잘 맞다 맞춰 놨다 해도 이게 수평밴드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수평이 맞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는 벌어지겠죠 간격이 아니면 좁아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제대로 이 3D 프린팅의 첫 번째 레이어가 잘 프린트가 되지 않고 붙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간격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지는 데 따라서 어떻게 이 3D 프린팅이 변하는지 같이 보시면서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프린터를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. 아, 종이가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. 음, 자, 그리고 여기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죠. 자, 이 두 종이의 두께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종이의 두께가 보이시나요? 약 0.05mm 0.1mm 그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이 종이로 이 노즐과 밑에 보시는 이 히팅 베드와의 간격을 정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버니어 캘퍼스로 보시면 이게 0.05mm 정도 돼요 1mm는 살짝 0.1mm는 살짝 안되게 보이고 그죠? 그래서 지금 저는 첫 번째 여기 히팅 베드와 노즐의 간격을 0.05mm로 맞춘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종이를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 넣으면서 간격이 달라질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간격을 맞춘 0.05mm인 상태고요. 이제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자,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반투명하게 보이시죠?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요. 그죠? 자, 이걸 이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손을 떼면 오, 오, 이게 그냥은 안 떨어지네요. 잠시만요. 자,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살살살살 뜯어 올려서 깨보도록 할게요. 네, 참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? 음, 쉽게 일어나지 쉽게 일어나지 가 않아요. 오, 꽉 붙었네요. 음.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간단하게 붙은 거 자, 그래서 이런 리퍼를 가지고 이렇게 자, 리퍼를 가지고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에 밑에고 오. 정말 단단하게 붙었네요 그죠 정말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, 자 겨우 떼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.1mm 이게 종이 두장 반경이죠 이렇게 종이 두 장 간격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장. 자. 자, 이번에는 캡을 1mm로 해가지고 테스트 했는데요. 이번에는 아까처럼 먼저 떼보, 손으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역시 손으로 잘안 일어나요. 그죠? 자, 이번 칼로 한번 떼볼게요. 이번에도 잘 안 일어나네요. 어, 다시 여기 밑바로 자, 자 이렇게 떼졌습니다. 이렇게 떼졌습니다. 음, 0.05mm 갭하고 0.1mm 갭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0.2mm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0.2mm 갭으로 한 결과입니다. 자 보시면 자,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? 그림이 떠버리죠? 네. 손으로 떠도 금방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. 0.05mm, 0.1mm는 굉장히 잘 붙었었는데 0.2mm 갭은 이렇게 다 들뜨고 제대로 안 붙어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? 보이시나요? 자 여기 G코드로 해가지고 지금 슬라이스 침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ayer height가 0.1로 잡혀 있죠 자, 이게 뭘 말하냐면은 노즐 갭이 layer height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 brim이나 첫 번째 layer가 이 히팅 패드에 잘 달라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노즐에서 분사돼 나오는 필라멘트를 이 heating bed가 약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풀을 바르고 종이를 붙일 때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갭이 layer height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사라지겠죠. 그래서 0.2로 해서 3D 프린팅을 했을 때 이 바닥에 붙지 않고 이 양옆이 수축되면서 들뜨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 그리고 수평이 왜 중요하냐면 수평은 넓은 물체를 프린팅 할 경우에 이 수평이 맞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갭이 이 layer height보다 더 넓어지고 어느 부분은 좁아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넓어진 부분은 다 떠버리겠죠. 아까 봐왔던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히팅 베드의 노즐과의 갭과 수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